쌍벌제를 왜 폐지해야 할까요?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둘 다 처벌하는 것이 쌍벌제라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입을 안 열 것이고 뇌물을 준 사람도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. 따라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. 뇌물을 준 사람이 입을 열 경우 국가는 그 뇌물을 고스란히 돌려주면 됩니다.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 예 벌금 뇌물 기간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옛날에 누구에게 몇 억을 줬다고 사실 증명만 되면 국가는 고스란히 그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. 뇌물을 주고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실컷 이용해 먹은 다음 국가에 신고하면 마치 저축해놓은 돈을 돌려받듯이 그 뇌물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아무도 뇌물을 절대 안 받으려 하고 영원히 뇌물이 사라지게 됩니다. 부자지간에도 뇌물을 받지 않게 됩니다. 쌍벌제를 폐지하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세계 1위가 될 것입니다. 다시 말해 우리 각자의 도덕성을 길러서 청렴나라가 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. 제도를 바꿔버리면 전체가 청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.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로 물 한 숟가락씩 깔짝깔짝 떠넣으면 물이 솟아나겠습니까? 물 한 바가지 퍼넣어야 펌프질이 되고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.